홀리마마 잘 먹겠습니다 좋다 와 녹아 음 damn. Mm. Mm. 음. 뚜이. 한장 더. 음! 소프트. 음! 와이거 봐. 와이거 봐. 그때 말이 안 나오네. Delicious, 오이시, 알라이마카, 맛있다. <laughs> 두 개씩 먹어야겠네. 음. 뿜. 1층. 트로이 콤보 어. 음. 음.